여러분 요정입니다 아, 오늘은 발렌타인을 맞이해서 그 기념으로 초콜릿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주 달짝지근한 초콜릿 인간 초콜릿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렛츠고 일단 머리카락을 이렇게 고정해주고요 앞머리도 화장하기 편하게 올려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사용해줄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Fix and Fix tone up primer 02 민트 이 친구를 붉은기가 많은 쪽에 코 쪽이랑 어머 corrector가 한참 유행했을 때 이걸 자,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음. 이렇게 민트는 이렇게 붉은기가 도는 곳에 corrector를 해주고요. 그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애니쿠션 컬렉 코렉터 라벤더 보라색의 보색은 노란색, 노란색의 보색은 보색 어?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 누런빛의 얼굴을 보라색으로 자 이렇게 거뭇거뭇하고 불긋불긋한 피부에 반대되는 색인 보색으로 color correcting을 해주는데요. 이 다음에는 바로 케이트 Secret Skin Maker Zero Liquid 04 이번에 초콜릿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어, 화장품 매장에서 최대한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걸 추천해주셨어요. 색상은 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어두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발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퍼프를 왜 쓸까 싶은데 일단 손으로 옮겨 바를게요. 대충 그리고 미스트를 좀 묻혀줘가지고 건조하니까 바로 이쪽 볼부터 되게 톤이 낮아졌어. 여기만 봐도 색깔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죠? 반대쪽도 마저 발라볼게요. 케이트 파운데이션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 피부가 이상한 건지 모공이 너무 부각된다 해야 되나? 아무리 아무리 primer를 발라도 어 자꾸 이렇게 막 부각이 되네? 근데 진짜 발림성도 되게 좋고 커버력도 다 좋은데 지금 몇십 분째 노력하고 있는데 안 발려 아 너무 괴로워 빨리 하고 싶은데 뒤에 해 진 거 보이세요? 와, 왜 이러지? 와, 진짜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촬영이 멈춰 있었어. 나 진짜 속. 그럼 일단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영상에서는 1분도 안 지난 거고 1초도 안 지난 거예요. 에뛰드하우스 Look at My Eyes 카페 해변에서 코코넛 이거를 베이스로 눈두덩이에 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여기 손가락으로는 무리였는지 그냥 붓으로 해주겠습니다. 붓으로. under 아래 살짝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룩 o 마이 아이즈 솔솔 말릴 솔방울 이거를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이것도 그냥 처음부터 붓으로 발라줄게요. 초콜릿이니까 초코를 눈에 한가득 담아야 해. 초코 초코빔 어. 잘 담겼다 초코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라는 코 노래 아는 사람 쌍꺼풀 라인 살짝 넘기게 여기 말고 살짝 위쪽으로 under 속눈썹 사이사이를 띄엄띄엄 살살살 문질러서 채워줍니다. 그 다음도 또뛰드입니다. 또뛰드. 에뛰드하우스 루켓마이 아이즈 200년 된 초코 가게. 200년이나 됐으면은 가문이 어마어마한 초코 가게네. 여긴 진짜 줄 서서 먹는 백종원 인증 맛집이겠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고개를 들어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얇게 라인을 아이라인을 칠해줄게요. 눈 앞쪽도 살짝 이렇게 칠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답답해 보이지 않게 쌍꺼풀 라인을 다 칠해주지 않고 반만 그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Look at My Eyes 머슬마니아 아! 머슬마니아를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위아래로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이쪽에 반대쪽도 똑같이 애교살 눈동자 가운데까지 앞머리 바로 빠르게 또 발라볼게요. 에뛰드하우스 Look at My Eyes 빛 좋은 오로라 살구 얘는 눈두덩이 가운데에 살짝 올려줄게요. 가운데 세로로 쓱 한번 하고 톡톡톡톡톡 한 다음에 가로로 살살살살살 문질러줬어요. 어 뭐야 나 왜 눈물 흘려? <laughs> 나 이거 glitter 떨어진 건 줄 알았는데 눈물 흘리는 건데? 어 나 왜 울어 어 안쓰러워라 이제는 눈썹을 칠해줄 건데요 에뛰드하수 청순까지 brow 마스카라 3호 red brown. 또 띠드? 무식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있었나봐요 이 브랜드를 눈썹을 이 고동 색깔로 보통 같다면 약간 블론디 색깔로 밝게 밝혀줬겠지만 오늘은 인간 초코니까 아니 인간 초콜릿 초콜릿 인간? 고동 색깔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카라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입술부터 바를게요. 너무 생기가 없어 보여서 3CE Velvet Lip Tint New Nude 누가 봐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 누가 봐 색깔 아니야 이거? 오 어, 냄새 달달한 것 봐라 요즘 over lip이 대세니까 입술 살짝 넘어가게 아이니실은 과감하게 이렇게 겉 바탕을 칠해준 다음에 아임미미 아임 틱톡 틴트 lip velvet 007 클래스 진리를 안쪽에다가 안쪽 입술을 채워준 다음에 면봉으로 내 파운데이션이랑 입술 경계선을 살살살살 풀어줄게. <gasps> 복화술 잘하네. 아, 아, 아,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걸로 양치하고 있어. <laughs> 경계선을 풀어줄게요. 홀리카 홀리카 마술봉 마스카라 2X02 long and curl. 이거는 시세이도 뷰러입니다. 진짜 잘 올라가. 시세도보다 좋은 뷰를 아직까진 나는 못 찾았어. 얘가 제일 잘 올라가. 이렇게 속눈썹이 바짝 올라갔어요. 여기서 바로 마스카라를 올려줄게요. 언더 glitter를 발라줄 건데 그 전에 렌즈를 끼고 시작할게요. 안나수이드레쉬 브라운 이거를 착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착용하면 눈썹 색깔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눈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좋았어. 눈 밑 glitter를 발라줄 건데요. 여행 갈 때 가서 사온 건데 레플래쉬인가? 라플라쉬인가? 거기 브랜드 건데 원래는 아이라인인데 제가 눈 밑에 glitt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 밑에 살짝살짝 콕콕콕 찍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발렌타인에 내가 뭐였지? 아마 옛날 발렌타인에는 내가 딸기 초코 만들어 먹는 영상을 찍었었을 거야.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가지고 머리 숱이 너무 적어 보이고 힘도 없고 잘 풀리고 보대기도 크로포스클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쉐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엄청 대충 하네 이렇게 어차피 뭐 안 보이니까 코도 shading을 해줄게요 콧대랑 아 내가 진짜 콧대가 없어가지고 근데 인위적으로 콧대를 이렇게 그리면 또 어색하던데 shading은 그냥 콧날개를 약간 줄여준다 생각하면서 콧날개를 톡톡톡톡 해주고 투쿨포스쿨 art class by 로댕 highlighter. 이걸로 코 가운데 하이라이트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터치 페리페라 맑은 수채화 velvet cheek 우와우와 말린 장미 6호 자, 여기에 모자를 써주면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만지고 싶어 나만 가지고 싶어 저걸로 요술 같은 새로운 매력 거부할 수 있겠니 도도하게 새침하게 널 감추고 있어 이런 느낌 처음인걸 심심할 때 넌 너가 아니야 It's not you when you're bored 오글거림을 즐겨봐 I'm shy shy shy girl. 친구들의 칭찬을 한 몸에 I'm I'm mine. 하루 종일 이거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One day, two day, TikTok. 틱톡을 쓰고 나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틱톡을 하고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야, 내 색다른 매력을 뽐낼 수 있겠는걸? You, y o u you, yours. 같이 즐겨요. 틱톡! 우리 틱톡 같이 해요. 무서워. 광이 따라한 건데. Hi, Bobby. Hi, Ken. Do you want to go for a ride? again? Jump in.